I- I'm gonna cry. I'm gonna cry if I do. <laughs> oh no, I'm gonna. <laughs> Dr. Bay is like. 안녕하세요. AK 성형외과 배준성 원장입니다. Oh, to the doctors, I- I'm gonna cry. I'm <laughs> gonna cry if I do. Dr. Bay is like outstanding and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him. <gasps> I'm sorry. <laughs> He told me what he would do and he promised and it was, and I trust him. I trust him and I would recommend him to anybody. And I'm not a very trusting person <laughs> when it comes to doctors, but he was very good. Very good. 이분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날씬하고 날렵한 턱선이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얼굴이 살이 많기 때문에 뭐 살이 많으면 중력 때문에 좀 더 처져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저로 광섬유처럼 직접 피부내에 삽입해서 지방을 녹이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앞볼과 입가에 있는 살을 줄였고요 뭐턱 밑에도 살을 줄였고 그리고 이 팔자주름부터 해서 입까지 그리고 목까지 처진 살을 저희가 귀 주변을 이렇게 절개해서 피부를 든 다음에 실제로 처져 있는 부분, 스마스라고 하는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직접 당겨줘서 그 입가나 팔자주름, 우리 턱라인을 개선시켰던 분입니다. 뭐 더불어서 우리 눈두덩이도 두껍고 어, 눈, 꺼풀도 많이 처져 있으셔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, 눈썹 바로 밑에서 피부와 근육을 절개한 다음에 지방도 좀 제거해주고 당기면 눈을 누르는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눈도 더 시원하게 잘 떠지고 눈썹이 이렇게 처져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밝은 이미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